밴드도 한거 요즘 거야? 어. 나 그 노래 좋아하는데. 운전만 해. 어, 운전만 해줘. <laughs> 샤워하는 것 같아. 사장님들 뷰가 너무 대단해요. 네, 여기는 운동장이 한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? 어, 600평. 와, 대단합니다. 어, 만족스럽지 못하네요. 어,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고요? 네네. 어떤 점 때문에? 더 넓었으면 좋겠네요. 아, 충분한데요? 제 밑에, 제 밑에, 세대. 빼놨어. 하이리! 아니 아니 가져오라고. 그래. 아니 가져와 이리. Mm-hmm. 대표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싫어요 아니 저는 지금 좀 더 쉬고 싶어요 좀 더 쉬면 안 될까요? 아 싫어요 난 좀 안 할래요 나 안 할래요 만날래 싫어요 아이 어, 뭐, 뭐. 아왜 앉아. 재미 앉아.